2021년 1월 9일 신년 특집 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잘못된 게 잠깐만 있어. 일단은 4층에서 5층 되는 정도 건물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아니 5일에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제보를 받아서 왔는데 노숙자의 발이 실제로 찍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 나오라 했어요. 나와! 나와! 어? 소리! 어? 야! 뜨거 어디 있어? 아, 에이! 있어 있어 있어 남 있지 쓰자 준비 내가 거짓말인 가봐 진짜 있다 향수 냄새 진하게 나 귀신 아니겠지 설마 사람도 이거 어이 니마 걸 걸렸어 카메라 따뜻 돌리지 말고 걸렸어요 걸렸다고요 당신 당신 걸렸습니다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오이사니까 걸렸어요 저한테 당신 걸렸어요 저한테 아하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뭐야? 어? 분명히 움직였는데 신발? 어? 네, 잠깐만요 여기 분명히 노숙자가 있다고 소, 소, 소리를 드,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신 기운도 있... 여러분 잠깐만요 여 무슨 여자 우는 소리 여러분 잠깐 이거 귀 아니 사람? 잠깐만 여러분 잠깐 후리신 바꿀게요 누구요? 누구요? 아, 누, 어, 누, 사람고 움직였다니까 사람이라니까 저거 귀신 아니요 귀신도 있다니까 한디 뭐 신발 사진 거 그걸 귀신이다 진짜 저건 귀신 아니 저거 저거 그 사람이라니까 누나 죄송해요 이거 사람 아니야 귀신 귀신이야 이건

진짜 씨. 와. 와. 아, 담배도 아, 못 하겠다 지금. 와, 손 시려. 얘들아 나 잠깐만 와 일단 뭐, 아,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아 너무 손 시렵고 뭐 찾다가 아, 아 여기까지만 할게 아다 다그 네, 뭐냐 무당이라 다시 올게 근데 확실히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 인정 인정 얌얌잡잡아 인정 인정 쌉인정 무조건이야 나도 진짜 그 얼굴을 봤었어야 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